삼계탕 먹기 좋은 날씨 막간 인터뷰 요즘 근황은? 집, 작업실, 유니집 집, <laughs> 작업실, 유니집 즐겨 먹기에 너무 고가의 음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안녕 2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사랑니를 뽑았거든요 쟤는 건강이에요 저도 건강 먹고 싶은데 진짜 맛있었다 어, 어땠어? 진짜, 진짜 맛있었어 약간 역대급으로 맛있었어 그 뭔가 한방의 맛이 아주 진했달까 죽도 응. 있어서 좋은 응. 것 같아 맞아 사랑니 뽑은 사람이 먹기 딱 좋다 뼈도 없었다 네, 이열치열 하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어, 시원해서 더 맛있었어 그리고 몸보신 하고 작업실로 갑니다 체인형 막간에 이용한 왓츠 인 마이 백 일단 이렇게 일단 약을 먹습니다 그리고 내몸에 사랑 효소를 먹습니다. 그러면 너무 더러우니까 조금 이렇게 가리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름 하면 또 선글라스 아니겠습니까? <laughs> 또한 번. 오 멋있다. 멋있지? 응. 그리고 또 귀여워. 약. 큰 약통에 들어있는 세인형 님 약을 좋아해. 맞아요. 그리고 여름 필수품 젤리 아이셔 신젤리 뭐, 일기장 책 공책 공책 우리 굿즈라고 만들어주셨어 우리 7주년이라고 그치? 그리고 내점 그리고 봉숭아 물을 들렸어요 준 <laughs> 가방 감사 어? 먼지다 빵 안에 어. 가방 <laughs> <laughs> 어둠에 들어있어? 손세정제 손세정제 가방만 해 손세정제 이거 냄새 너무 좋더라고요 나걸랑 요만큼 줬어? 1통 다이어리 민트? 민트인 줄 알았지? Nope. 이어폰 <laughs> 그리고 필수품 마스킹 테이프 여름용 <laughs> 여름 부시기 아 양말 들어있는 것 같은데 <laughs> 양말은 <laughs> 시원해 몸무신을 했더니 아주 여름이 시원하구만 다 자, 세윤씨 맛있게 잘 드셨나요? 네네 네. 그럼요 <laughs>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먹었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안녕